Thank you. 세안을 하고 왔는데요. 이쪽을 1차로 가장 먼저 해줬고 조금 실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를 먼저 한번 해보고 요거는 요거 하고 나서 두 번째 한 건데 오른쪽 눈이 훨씬 잘 됐어요. 그래서 세안을 막 부비부비 했는데도 이렇게 컬링감이 유지가 정말 신기할 정도로 잘 됩니다. 저는 속눈썹이 이렇게 길지 않아서 막 드라마틱하게 막 보이지 않을 거라 고 생각을 했는데 보시면 따로 뷰러를 아침마다 하지 않아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집에서도 폼을 할 수가 있네요. better off. I'm gonna find my way tonight. Way tonight.